안녕하십니까 해피 벌스데이입니다 <laughs> 여김없이 올해도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참 매우 좋은 날이긴 한데 즐거운 반 조금 심숭생숭 반 이런 반 지금 뭐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막 이런 걸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영원한 친구 아우 옹기야 너 이거 좀 써봐 에? 예? 써라 이것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놀러왔어요 저 가, 바로 가야 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연게 생일 축하합니다 윤경의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 없다 인사로 왔습니다 그래 수고하세요 그래 저는 이제 가, 들어가.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 들어가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초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여느 날과 다름없는 365일 중에 하루 <laughs> 그렇게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굉장히 뭔가 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요. 저보다 훨씬 더 <laughs> 많은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주셔가지고 특별한 날이 됐죠. 재활은 뭐 거의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. 많이 좋아지긴 했어. 어, 왼팔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? 충격파 치료도 지금 3단계로 올라갔다고 지금. 엄청 아프다고 난 당신 때문에 술에 취했을 거야 변명하지 마세요 <laughs> 원래 취해 했을술지아 그래미 진짜 너무 저희도 놀랬고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뭐냐고요? 저는 하루빨리 이, 이 팬데믹이 없어져서 <laughs> 공연하고 싶어요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됐는데 참 오래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진짜 보고 싶어요 그 2019년에 했던 공연들 영상들 보면 진짜 이게 약간 꿈같이 느껴진다 이건 고3이라 토요일 등교한다 고 원래 토요일날 등교하는 게 아니에요? 토요일날 등교를 안 하나요? 저 고3 때는 격일로 아 격주로다가 했던 것 같은데 그 토요일날은 무슨 부활동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고2, 고3 때. 고3 때는 활동이 없었나? 기억이 안 나요. 작곡의 기본이 뭐냐고요? 작곡의 기본은 하는 거예요. <laughs> 작곡을 하는 겁니다. 물론 나 공부도 그렇고 뭐곡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 어떤 일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게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10시간 앉아서 곡 쓰는데 10시간 내내 재밌는 게 재능이지 공부도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있어야지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막 할거 뭐 아니에요? 앉아서 그것만 집중을 하, 해서 할 수 있는 게 재능이지 작곡도 마찬가지죠 일단 곡을 쓰기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볼까요? f i 아,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민윤기 생일 축하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서 감사해요. 사랑합니다 여러분들. 그래미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!